불꽃이 떨어져요 어 빠르다 아씨 그게 빠르다 불꽃이 떨어져요 그치 불꽃이 떨어져요 안보고 불꽃이 떨어져요 연습하면서 저를 시작으로 갑자기 멤버들이 잘안 막 시작했어요 예전에 할 때는 다 잘했는데 제가 한 번 헷갈려 하면서 멤버들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알려준 멤버들이 다 지옥에 빠지고 있어요 헷갈리 그 너무 헷갈려 나 이게 라이브 하니까 그리고 춤만 출 때는 괜찮은데 맞아. 힘들어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멍해지면서 빨라져 그래도 잘해 눈꽃이 어, 마지막으로 눈꽃이 쓰는데 네. 눈꽃이 떨어지고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발라드 트로트 가수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한 무대에 설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워요 연기자는 류고봉 분님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류고봉 군님의 라이브를 실제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인 것 같아요 류고봉 군님 자체 모자이크 하고 있는 준지형 아, 네? 파트를 보고 있었는데 아, 너무 멋있네 아, 너무 멋있다. 헐 두구두구두구 저것도 하는구나. 저거 제가 너무 무서웠거든요. 제가 보내보고 액션장에서 제 아빠랑 맨날 봤었는데 주말마다 저게 너무 무서웠단 말이에 저희가 직접 저기 오게 게 신기하네. 예예. 예. 아, 이, 이 제가 이게 눈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눈을 아, 약간 쫀지처럼 피하려고 저희의 첫 부르의 명곡 오, 나 끝났다. 준비한 거 약간 아련한 표정 약간 진실의 미간 진실의 미간이 아련함을 표현해 줄 겁니다 오. 솔직하게 너무 쟁쟁한 지 선, 선배님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1등을 목표라고 하기보다는 엄마보고 이상합니다. 저기 올려놓 저기 발판에 불이 꺼진 일이 오늘 없도록 왜 자꾸 이래요? 아니 또, 겸손하지 못하네? 형 예? 저희 1등 목표 아니에요? 아 1등 목표 아니라고 가자 가자 진짜 죽을 것 같아 아, 네. 곧 배도 아프고 올려놓은 그 공이라든지 그 이름표가 딱 뽑혔을 때 진짜 진짜 시간이, 시간을 멈추고 싶어 진짜 살다가 저희도 구르면 안 떨리다가 갑자기 세 번째 딱 뽑는데 갑자기 떨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우리겠는데 했는데 진짜 딱 우리가 나와가지고 제가 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촉이 맞다면 결과는 두비칸티비 오늘 그러니까 근데 조금의 적당한 긴장은 필요한데 후회 없는 무대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아까 사실 센 척으로 우승하고 싶다고 했지만 오늘 저희 목표는 후회 없는 무대 하기 저희 완전 잘하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무대만 올라가면 실적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안녕 엄마 아빠 사랑하고 잘 지켜봐 줘 아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뭔가 무대가 진짜 너무 한, 한 10초 만에 끝난 것 같았어요 어, 진짜 네. 올라가기 전에 너무 떨렸는데 올라가고 나니까 어느새 저는 약간 곱게 몰입해가지고 맞아 저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진짜 울 뻔했어요 진짜 뭔가 뭐 울컥하고 뭔가 좀 그런 게 좀 오더라고 딱 끝나, 끝나니까 괜히 막 가사가 들리고 그 가사가 막 이해, 이해가 되고 이러니까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원래 연습 때까지 이해를 못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? 아. <laughs> 불가분합니다 오래 준비했었는데 네. 우여곡 어, 쪽에 있어가지고 준비하면서 힘들었는데 끝나가지고 흥가분하고 결과가 어쨌든 후엽게 무대한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는 확실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으로 많이 배울 것 같아요 끝이 않습니다 1승 하지 못했지만 우승보다 더 값진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어릴 때부터 보던 프로그램에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정수표 올라가는 게이지 소리를 그 현장에서 들었다는 것만으로 뭐 되게 만족하고요. 현장당 분 중에서 한 분과 눈이 마주었는데 뭔가 되게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네. 무대하는 내내 되게 막 행복하게 무대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즐기면서 무대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, 오히려 갔다 와서 네, 표정이 더 빨개졌지 않습니까? 네. 빨개졌지 않습니까? 네. 아, 아, 아, 너무 행해 승희야 너 좀. 기 네. 그 전에 너 아. 선생님 아. 생 그런 게 네.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아, 드디어 올라가 드디어 끝을 냈다 드디어 했다 주량을 했다그러니 한번 하고 다음에 더 칼을 갈아야 될것 같고 음, 그쵸 네 파이팅! 아, 굿모닝! 오늘 리스펙! 오늘 리스펙 우리 서로 존경하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죠 파이팅! 네. 됐다! 됐다! 안녕! 감사합니다